여러분 한 시, 한때 태어나서 좀 편하게 살다 가는 게 에고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큰 역경 없이 저도 바라는 거예요제 에고도 그 바라는 바긴 한데 참나가 아 근데 이번 생에 레벨업 좀 하고 가자는 게 있어요 레벨업 좀 하고 가자 묵은 것 좀 털고 공덕 좀 쌓고 내 육바라밀 역량도 키우고 레벨업 되려면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찾아옵니다 모난 곳을 맞는다는 거, 모난다는 건요. 내가 정말 내 에고가 취약한 곳이에요. 내 에고가 아그 부분은 정말 내 인생에서 안 만나고 싶다. 안 왔으면 좋겠다. 안 겪고 싶다. 나는 감당하기 힘들다.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늘이 이거를 막 모난 곳들을 동시 공격하시진 않아요. 웬만해서는. 단계별로 내가 할 만한 것부터 옵니다. 그 할 만한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둥글게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커져가지고 역량이 점점 커지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에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늘이 계속 때리는 거야 이거 안 고칠 거야? 이거 어떻게 안 해볼 거야? 자꾸 걸리는데 눈치가 빠르면 빨리 골, 이걸 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일단 좀 회피하고 싶어요 최대한 밀어둡니다 근데 밀어두면 또 와서 때려요 밀, 밀어두면 또 와서 때려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한데 금이 갔어요 그러면 물이 여기로 몰리지 않을까요? 콸콸콸 틈이 있으면 어떻게든 밀고 들어 우주에서 그쪽으로 자꾸 몰려와요 아 나는 진짜 이거 피하고 싶은데 근데 하늘이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시절 인연이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타이밍이 지금 뭔가 때가 됐다 여러분 근데 대신에 제 얘기 들을 때 막 오케이 역경 다 오세요 죽어요 여러분 음. 하늘이 정말 하늘이 자비심과 공정함으로 인과 의로 육바라밀로 여러분한테 꼭 어, 여러분한테 꼭 지금은 요걸 좀 해라 할 때 그 타이밍에 옵니다. 여러분한테. 그 역경이. 카르마상 시절 인연이라죠. 인연이 됐을 때, 도래했을 때 딱 와요. 시절 인연이라는 건 타이밍이 타이밍이 딱 맞을 때라는 거예요. 인연이 됐을 때, 카르마상 인연이 됐을 때, 조건이 충족됐을 때, 때, 때에 있어서, 시절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딱 와요. 일이 벌어져요. 상류의 돌은 모나는데 하류의 돌은 둥글둥글하다. 모난 데를 또 깎고 또 깎고 그러니까 에고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모난 데 있죠 육바람이 이렇게 모가 나가지고 육바람이 잘안 되는 데들 에고 입장에서 깎이고 깎이고 해가지고 둥글둥글이 그러면 아무래도 모난 데가 또 맞겠죠 부드러운 데보다 그러니까 모난 데는 하늘이 계속 때립니다 공부시키려고 <laughs> 저 모난 데가 깎일 때마다 역량이 커지고 레벨업 되는 거예요 역경 왔을 때육바람밀로 풀면 레벨업 에고로 풀면 맞고 또 맞고 아픈데 또 맞고 이러는 거죠.